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짝과 시합을 벌여 상대의 구슬 10개를 모두 따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. 시작합니다. 자, 아, 아, 아 홀. 잠깐만요. 자, 아, 홀. 했지? 했냐고? 아 아, 아, 아, 홀. 잠깐만요. 홀. 아, 아 저기. 아. 짝, 홀, 홀, 짝, 홀, 짝, 홀. 내가 찾네. 우리 다 걸고 한판 할까? 죄송합니다. 에? 피곤한가? 나 이름이 생각났어. 내 이름은 뭐...